개미 순이야 개미 잡아줘 순이 개미 개미 들어왔다 집안에 개미 들어왔어 뭐지야 어, 마 순이야 순이야 개미 들어왔어 이거 어떡해 아 우리 집에 개미 들어왔다 어떡해 잡아줘 뭐지야 망고! 망고 개미 잡아줘! 망고! 망고! 개미 잡아줘! 아, 안 보네 개미 순이형 개미 잡아줘 순이! 개미! 개미 아무도 관심을 안 줘. 아, 멋진 준다. 멋지야. 개미 잡아줘 얼른 아이고 아이고 놀랬어 앉아있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개미 잡아고 개미 잡아줘 소미야 집 안으로 들어왔어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멋지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개미 어디야 개미 잡아 얼른 얼른 잡아줘 양파치 안돼 안되겠어 죽여야겠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이 죽이자 잘했어